Hehehehe Bubba, sit. Bubba, sit, baby. Sit. Sit. Bubba, sit. boy. <laughs> Good job. Let's go. <laughs> 바이 부부. 안녕 부부. 어떡해. 야! 야, 너 어떻게 됐어, 얼굴이! 뽀뽀! 누가 나가래, 그렇게! 뽀뽀! 야! 빨리 업! 업! 아, 정말! w a i 뽀 Bubba, wait, sit. 누가 이렇게 <laughs> 누가 이렇게 노를해 뭐야 원숭이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또 씻어야 되잖아 씻, 씻는 것도 싫어하면서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무 귀 <laughs> 좋아 왜다 <laughs> 간식 넣어서 주나 보다 이제 기다려 <laughs> 어 너무